교통카드를 충전할 금액 버튼을 눌러주세요. 교통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. 확인해 주십시오. 충전할 금액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충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.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. 교통카드의 영수증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. 영수증을 가져가십시오.